2020년 3월 21일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로아저댓 계세 계신게라우 깜짝이야 누구세요? 야옹아 와, 와 야옹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아직까지 털이 살아있어 아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렇게 많이 크냐 좀그 뭐지 여러분들 좀 새끼인 것 같아 그렇게 많이 크진 않네 엄청 엄청 크지는 않고 짧게 그 씨발 아따 씨아 잠깐만 저때 아니 이제 나 들어온 거 알았구나 여러분들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이런 무슨 방울 소리 같은 거 안 들려요? 이전에 여기서 들었던 방울 소리 같은 거? 나만 아 여기서 진짜 어? 누구세요 안에 누구세요 사람인가? 잠깐만요. 나와 도망갈 구멍 없어 도망갈 구멍 없어 사람이면 도망갈 구멍 전혀 없으니까 <laughs> 이거였어? 어 사람이면 도망갈 구멍이 없지 나와 어디 숨었어? 나와 사람이면 도망갈 구멍이 없어 검, 어, 고! 나와. 나와. 어디야? 아, 잠깐만. 시간제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와 젖됐다 여러분들 젖됐어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젖됐습니다 지금 아 각도 어, 뭐야 각도 각도 각도 잡았다 존나 무섭다 오 각도 각도 각도 각도 잡았다 존나 무섭다 오! 어? 와 이거 소리도 지르면 안돼 곁에서 이게 옆에 민가있어 와 이거 센데 여러분들 요즘 유태 왜 이래 진짜 누가 안 살아요 어? 경찰이다 어? 어? 아 현님 우리 이제 그때 형님 알려주신데 여기 또 있잖아 그거 우리 1층은 안되고 2층 됐던데 아 여기였어 형님? 안에 살림자이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 밟고 올라가 형이 밟고 올라가라고? 어 어쩔 수 없지 아 근데 네, 형님 이거 같이 뛰어가지고 문당해 발로 차줄까? 아, 아. 응 내봐 잠깐만 와 기존나 커 탔냐? 오 야, 나, 나올 때 어떻게 야, 탔는지 느낌도 안 와. <laughs> 와, 진짜 높다. 잘생겼다. <laughs> 형님, 바, 형님 봤어요, 형 형님 봤습니까? 뭐영정뭐 소주랑 여기를, 향이랑 여기를 내가 두 달 동안 계속 봤었거든. 어. 두달 동안 한 번도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했어.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어. 네, 표시를 했는 집이거든. 형님, 이 뭐, 뭐, 희한해.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오바드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